어떠셨어요? 정말 예쁘고 멋지게 바꿔주고 디벨롭 시켜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만 앞서갔던 그런 오늘이 아니었나 <laughs> 마음 마음 하나는 무슨 완성을 시켜놓는 그런 저도 그렇게 백제 글이라 그러면 음. 어려워가지고 음. 못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전 뭔가 여튼 사실 많은 것들이 다 우리 망이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행복하고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다시 시작한 거라서 그 의미만으로도 굉장히 음,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마디 아니면 BT12 <laughs>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해주신다면 망이는 망이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망이뿐만 아니라 BT12 친구들도 사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처럼 항상 밝고 쾌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남이랑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같이 하고 싶은 좀 같이 놀러 가고 싶네요. <laughs> 왕이와 함께 뭔가 사려 부딪히면서 같이 있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행보를 시작할 마으로 만나보고 싶은 제품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인형 이런 거 진짜 그냥 미쳤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착용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망이의 브로치 <laughs> 아니면 진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번떡번떡한 진짜 블링블링한 피규어 주얼리 이런 것들이 사실 장식해놓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끝났나요? 마지막 우리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 예. 진짜요? 아 그래요? 아 진짜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올게요 <laughs> 아,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좀 좀, 좀 제대로 만들어 보시죠 도와주십시오 <laughs> 예쁘게 사랑받을 수 있게 우리 망이가 아, 아, 아. 아. 이제 뭐 사실 그런 거죠. 그냥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뭐 이제 팬분들께 소소한 재미거리를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게 지금으로서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뭐 음악이 됐건 뭔가 저의 무대가 됐건 퍼포먼스가 됐건 뭔가 이런 거는 사실 늘 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소속에 되게 재밌게 다가가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뭔가 저를 기다림에 있어가지고 음. 하나의 뭔가 버티면서 재밌는 뭔가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찾고 싶더라고요 뭘, 뭘 하면은 더 재밌어 하실까 약간 이런 거